마사지 받으러 갑시다. 우리 자몽씨 마사지 시간이에요. 갑시다. 애플이! 애플이! <laughs> 애플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데. 갑시다요. 우리 자몽이. 네, 자몽이, 우리 자몽이 손님 왔어요. 마사지 들어갑니다. 아이고 시원해. 망고 설어로 망고 엄마 방낯설어로 요마 들어왔어? 아유 쌍둥이 같네 순서 기다리고 있네 조금만 기다려요 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몽이 먼저 하고요 한테 기다리세요 음. 아이고 시원해 발바닥 마사지가 좋대요. <laughs> 쭉쭉쭉쭉 엄마가 다 만져줄게. 음, 하여튼 이렇게 아가 키울 때랑 똑같아. 애기들 키울 때도 마사지 해주고 배 마사지 해주고 쭉쭉 해주고 했네. 어쩜 이렇게 아가들하고 똑같아 강아지도. 강아지 키우는 것도 아이고 시원해갖고 참. 강아지 키우는 것도 애기 키우는 거랑 똑같다니까. 마사지도 해줘야 되고. 아이그 시안에 다몽이 기분 좋아졌어요. 음, 아이고 시원해. 내가 그때 여기 한판 있는 건 아니야. 있는 건 반칙. 짜몽이 시원해 짜몽이 시원해 시원해 엄마야 블루씨 차례차례 순서 안 시켜 도 차례 아닌데 지금 엄마 어쩌겠다는 거야 환타 어머니도 안했는데 엄마 엄마 엄마 또 아이고 자기 만들어 아빠 만주고 있잖아 아이고 아야야 어. 야 블루야 얘가 마사지 맛을 알아, 알아가지고 아빠부터 해야지 <laughs> 머리 머리 뒤로 보지 말고 손님 새치기 하셨다고요 손님 새치기 하셨어요 다모 한다 우리 다몽이 내일 또 해줄게 엄마가 맨날 맨날 해줄게 다몽이가 다몽이 너무 길게 해줬네 한타씨 가요 어디요? 목부터 해드릴까요? <laughs> 아, 이거 시원해요? 시원합니까? 아이고, 우리 시원해요. 안다. 나가들 아아니라 고생했어. 옳지. 다 바르겠다. 안 음, 간다. 아가들 아니라고 고생했어. 아, 음, <laughs> 엄마 진짜 생리한대요. 쭉, 애들도쭉쭉쭉 소화 잘하라고. 쓰다듬어 주고요. 아이고 이쁘다 해주고요. 이렇게 다 한 마리씩 시간을 보내줘야 돼 자기야. 어? 애기들 키울 때도 형제가 많아도 한 마리씩 시간을 보내주는 것처럼 눈을 보고 블루야 블루야 하고 눈 맞추고 온전히 블루랑만 시간을 보내줘야 돼한 마리다 그치 블루야 그치 블루야 그러면 블루가 기분이 좋아지지 블루야 엄마 도차 도착하니 그 기분이 좋아지지? 응?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긁어줄게 불로 긁어줄게 <laughs> 아이고 좋아 불로 긁어줄게 아이고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엄마야 한타야 이게 또 무슨 무슨 경우야 불러 하고 있는데 또 너가 오면 어떻게 돼너 차례 지났잖아 아니 이 녀석들이 요새 점점 질서가 없어져 애플 아세요? 질 수가 없어져. 한타 너 내 방금 받았잖아. 마사지. 한테 그래 방금 지금 블루가 블루아의 시간이야. 한타야 이러면 아, 곤란해. 이러면 곤란하다고 한타야. 엄마가 그래서 쓰고있어 응? 지금 딸 받고 있는데 마사지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나무가 되면 어메 애플이까지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내려가 오늘은 이제 애플이만 근데 그분다 했어 우리 예프리가 예프리가 알았어요 이게 마사지 맛집인지 알았어 우리 예프리가 아이고 우리 예프리 왔어요 손님 음, 예프리도 왔어요 마사지 받고 싶어서 아이고 한복도 예쁘고 아이고 우리 예프리 아이고 예쁘리 왔어요 자기야 딸이라고 확실히 자기야 촉감이 부들부들하다 망고는 억센데 아이고 우리 예쁘리 아이고 예쁘리 예쁘라 마사지 맞지 맞어? 한탄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망고 망고 났어? 마사지 받으려고 왔어? 아이고 우리 망고 망고 늠름하네 우리 망고 늠름하네 아들이라고 늠름하네 어, 아, 이 뼈대 뼈대 골격 봐라요 확실히 남자애랑 튼튼하네 뼈대가 굵네 굵어 달라 애플이랑 달라 망고씨 엄마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아 이거 멋져 아 이거 멋있어 다리도 쭉쭉 해드릴게요 망고야 음 엄마 아빠 보러 왔어? 음음 음, 발, 발, 발, 아이고 이 녀석 우네 발바닥 만져주면 좋대 소아에 왜 물었어 엄마가 이쁘다 이러면 망고는 애플이만 좋아해 무덤덤해 <laughs> 애플이만 좋아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망고 좋아 망고 좋아 망고 좋아 뭐야 누구야 또아 한타 안 되냐 한타 아줌마 마사지 키워야 돼 원래 아줌마들이 마사지 좋아해 그러니까 한다가 평이나 좋아해 한다 연나 그렇 아줌마야 마사지 좋아 아줌마야 아줌마 우리 한타 아줌마 마사지 좋아하는 한타 아줌마 응? 한타 아줌마 아무도 별로 마사지 그닥 좋아하지 않은데 아 어떻게 이렇게 여자랑 남자에게 하는지 저는 남자들 마사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장난 없이 안 돼. 오늘 마사지샵 문 닫았어요. 끝. 끝입니다. 갑시다. 갑시다. 코 잡시다. 많이 컸네. 그래 왕 엄청 많이 컸네. his TV.